난리다. 해가 너무 뜨고. close my eyes and drift into a comforting sleep. 그 여기 기차역 내려가지고 들머리까지 얼마 안 걸려서 지금 걸어가는 길인데 그늘만 계속 찾고 있어요. 어, 너무 더워요. 어. 어. 들머리가 완전 오르막길 위지점부터 시작하네요 으아 너무 더운데 경사가 뭐이래 높아 1 0밖에안 지났어요 지금 나 스틱 빼고 모기 기이제좀 뿌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저 반바지를 구워가지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진짜 오랜만에 혼자 산으로 갑니다. 오늘 제가 가는 곳은 양산에 있는 산인데 여기가 퇴근박으로 되게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기차 타고 얼마 안 걸리는 거리라 전부터 가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오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박지까지 그리 멀지 않아가지고 자리 잡기가 조금 어렵다고는 하는데 사람 없어야 될 텐데 왜 하필 오늘 같은 날 와가지고 약간 더위와 맞서 싸우는 느낌으로 온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 사람들이 오겠어요 산모기가 너무 많네요 여기 일 잘못 들어온 줄 알았어요 나무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이대로 방치되어 있네요 이제서야 나무 계단이 보이네요 아 여기 목이 너무 많아요 지금 벌써 한세방 물린 것 같은데 아. 음, 간지럽고 닭살도 달아 와 진짜 미쳤어 날씨 진짜 낚시 쪽다 온 것 같은데 사람 소리가 들려요. 설마 제발 등산객이길. 굉장히 서럽네 일수 하시세요 아네 감사합니다 난 바로 밑에 아파트 살아서 아. 손님들 오면 예. 대접을 네. 해요 이따가 먹겠습니다 오늘 야경, 야경 하려고요? 예 네. 여기서? 예그 네. 원래는 여기, 저기 네. 절벽이 있는데 가려고 했는데 거기보다 여기가 더 경치 아, 투여했어가지고 여기가 훨씬 나아요 음. 거기는 막혀 있죠. 막혀 있고 바람도 안 불고 아, 지금 날씨에는 북북 쬐요 그는 안 가게 된다. 암벽 밑이라서 그그 자리는 되게 넓고 좋던데 어, 여기가 훨씬 시원해요. 친구가 음. 많다 보니까 이거 찍는 거는 친구가 찍는 거예요 그러면은? 혼자 찍을 때도 있고 같이 가서 찍어줄 때도 있고 아. 저기 사방팔방으로 다 간다. 동서남북으로 다 펴져 있어. 길로 가서 그게 그 김해로 들어가는 거. 예, 요, 요, 맞요 넘으면 요, 요, 요 신호산 요 뒤쪽이 김해 시내. 신불산이랑 간월제 찍고 그다음에 능동산 쪽으로 해가지고 천왕산, 제약산. 네, 거기 제약산도 가고 천왕 제약산에 그 톰리치라고 능선이 있는데 진부람 쪽으로 이렇게. 아 예. 아저 작년에 그 천왕제에서 어. 제약산 찍고 저 표충사로 내려왔거든요. 어, 어, 거기는 어 너무 힘들던데 계단밖에 없어요. 계단 너무 많고 네 조심히 내려가세요 CV는 늦었군요 견우야! 미안 일단 여기 오기는 왔는데 올라오면서도 너무 막 아, 습하고 벌레를 모기가 너무 많아요 모기가 진짜 근데 진짜 산에 이 정도 모기 있는 거 진짜 역대급인 것 같아요 날파리랑 모기랑 여기가 시내랑 가깝다 보니까는 그 등산객들이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내일 계곡물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다행히 제가 옷도 챙겨왔거든요 근데 거의 지금 가는 걸로 지금 반 이상인 것 같아요 아 진짜 해가 너무 뜨거 여기 낙동강 이게 물줄기 이 모양이 한반도 지형이랑 비슷하게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your eyes, I see we're out of time. I guess no one's to blame, nobody crossed the line. I guess we couldn't see, somehow we couldn't feel. Maybe we rose too fast, maybe we got too high. got to hide. 안녕하세요 지금 새벽 5시 에 일어나서 철수 바로 후딱하고 나왔습니다 어저께 저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세 분이 더 오셔가지고 말 한마디도 못했어요 아, 오늘도 역시나 엄청 습하네요 공기는 좋은데 날도 좋고 바람이 너무 안 불어서 더 더운 것 같아요 이 동네 뒷산이다 보니까 동틀기 전부터 사람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서 여기는 빠른 철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이 산은 모기가 너무 많아요 진짜 정상 쪽은 거의 능선길이네요 我想你。 vitamins and history books, psychology and a different way to look at it all. Cause my perspective is broken. If suffering's a way to earn your keep. I better start putting miles on my